예상치 못한 사고는 꼭 집 근처나 방심하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집 근처라서 눈 감고 나는곳이다 이러고 긴장을 풀고 방심하다가 크게 사고 납니다.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밝고 행복할 땐 어두워질 것을 대비하고 어둡고 괴로울 땐 희망을 가지고 밝아질 것을 알아야 됩니다. A라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B라는 아내는 남편의 잘못을 감싸주고 있는데 집에서 화장도 안 하고 어둡게 있고 모임에 가서도 어딘지 모르게 남들이 보기에 그늘져 보입니다. 사실 겉으로는 어두워 보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희망이 있고 밝아지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C라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D라는 아내는 나도 바람 피운다 이러고 남편하고 시비 없이 하하호호 막 나갑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망해가는 집안입니다. 여명은 어두우나 밝아가는 것이고 석양은 아름다우나 어두워지는 것이고 조금만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